전화는 받고 심장전을 겁니다, 이거. 고무미터는응고무미터아보험될거야그내카드어카드구나어루안이보고싶어응루안와이타이기모치와스고이네그러니까올해와다이조부올해1日하지なくても大丈夫あ大丈夫だったよなもうなんか分子があるじゃないし なん久々にさネットリス見たりさいろいろしてるあ 눈은좋아요皆さん, 건니치와 어디서부터 <laughs>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한동안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처음에 이제 위장용 처럼 돼가지고 고열이 나서 아, 그 전에 로하니가 기침, 콧물 그리고 살짝 미열 있어가지고 어, 감기인가 했는데 로하니가 이제 좀 열이 심해져서 중이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무슨 일이지 했는데 그러다가 저도 살짝 기침이랑 가래랑 그렇게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이제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가래가 이제 계속 여기서 올라오는데 코도 막혀있고 가래로 여기서 호흡이 안 되니까 정말 호흡 곤란 때문에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폐 사진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염이 좀 심해진 것 같다 해서 이제 치료받고 그 다음날에 또 있을 예정이었던 서울 일정을 마, 마치고 제주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허흡기 내과를 방문해서 기관지염인 것 같다 해서 관련된 약을 받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어제 새벽에 또 가래랑 기침 때문에 이제 호흡이 안 돼가지고 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갔어요. 제가 원래 천식이 있어가지고 바이러스 검사 하나 했는데 메타바이러스라는 요새 엄청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감기 정도에 끝나는데 저는 이제 워낙 기관지 호흡기 쪽이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심해진 것 같아요. <laughs> 요새 잠도 너무 많이 못 찾고 오늘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입원 권하셨고 오게 됐어요 이 입원실에 여기 병원 입원실이 여러분 <laughs> 오랜만이죠? 로한이랑 왔었는데 또 오게 됐어요 여기는 다른 방인데 조금 더 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낮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괜찮은데 눕는 순간 <laughs>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브이로그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를 기록해 둘게요. 안녕.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돼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거 많이 드세요. 빗질 간지です <laughs> 흡입 치료기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응급실도 많이 가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고 혈액 검사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팔이 전체적 no. 전체적 난구 no. 전체적 난구 no. 입니다 <laughs> 이게 뭐야 좀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아요. 왜냐면 의료진 분들이 계시고 산때 봐가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때문에 많이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coughs> 지금 항생제 수액을 맞아 받고 네브라이자라는 호흡기 치료를 했어요. 이제 밥도 와가지고 지금 밥 먹으려고요. 여기 <coughs> 챙길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coughs>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こんな感じですは 제가 로하니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까 이번 주에 조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니 아니구나 응. 응.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밖에 못 나가가지고 오늘 못 봐요 <laughs> 영상 이바이러스 엄청 유행이래요. 근데 보통은 어린 애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잘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면역력이 약했나 봐요. 워낙 호흡기도 안 좋고 해서 어? 이거 칼칼한데? 그리고 어? 뭐 일본에 있는 우리 아빠는 COPD라는 폐 질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 <coughs> 인스타에서도 정말 많은 메시지 받았어요.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승장 이러한 마마가 굿만들고 맨날 早く元気になってすんちゃんにもちゃんと自由時間あげたいし露伴とも思いっきり外で遊びに行きたいし3人で元気に幸せに暮らしたいねもうすぐチェジュから離れるけど健康に無事過ごしましょういつもありがとう愛してますさらげよ 엄마, 아니 내가 뜯지 잖아 엄마 올때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받으려고 해볼래? 힘나? 오늘 빨리 하지? 그럼 조금만 기다려. 왜? 터지 발 <laughs> 맞나? 자 여기 하나 있어 고마워 하나 no. 어? 하나 엄마 손잡아주자 음.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었어 아빠도 보고 싶었어? 와 엄마 아프잖아 아빠가 없으면 로하니가 지켜야지 그치 알았어 로한이 오늘 용사를 진짜 나이진 시대야 아, 진짜 엄마가 아파? 에? 음. 좋아해 <laughs> 밥 먹자 이제 응 이거 같이 먹자 같이밥 먹고 싶고 여기서 자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음, 네 올게요 아빠 안 자. 엄마 나? 오랜만에 만났잖아 <laughs> 오케이 양반이 없어. 유카 힘들고 과자로 하나. 어? 가습기 가져왔어요. 제가 <laughs> 매일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호흡기 치료니까 엄청 숨쉬기 편해졌어요. 놀라울 정도로. 기침 가래약도 먹었고 약도 먹었으니까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저는 워타나베나오미さ의 유튜브 뭐 밑에 내요と思います. 아토로한테 電話して寝ようと思います。안녕 기름에그거먹어도안됐어요그러本当に呼吸ができない怖さで本当に死んじゃう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だからすごい怖くなりました何回もいただきます 今日のメニューは辛そうコチュカルがめっちゃ入ってるねこんな感じです露伴とスみちゃんも来たかな本当に露伴に会いたいスみちゃんにも会いたいしそれだけです 아이고 야, 가, 야 가방 멋있다 <laughs> 할만해? 음, 싫어 일단 병원에서 놀지 말라고 일단 편집이라도 하라고 노트북이랑 좀 필수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편집하고 안 먹었지 이제 여기 앞에 가서 뭐 김치찌개 하나 먹으려고 새로 생긴데요 분할에 <laughs> 아무튼 이렇게 힘내고 빨리 낫길 바랍니다 자 나는 이제 김치찌개 먹으러 갈게 정이 없는 놈 정이 없는 게 아니야 끝 사줘 한번 사러 가보자 싫어 자 빠이빠이 이번에 선장님 제가 얼마 전에テレビとかも暇で座っててね編集だったら <laughs> 無理にならないかなと思って <laughs> やってますすごい見えるかな飛行機でも昨日より今日だいぶ楽でなんかお薬増やしてもらったのと回数を増やしてもらったからなのかだいぶ楽ですなんでこのまま一気に治っちゃいたいなって思ってます無理しないでね 頑張って直しますおぬちがおぬちがシティ 폐렴은 없다고 하는데 중이염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순서리가 이제 아직 이사, 이상해서 스테로이드 젤을 쓴다고 합니다 음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거 다 끝나고 괜찮아지면 마사지 갈 거예요. 이게 용산 속에 센창이랑 로한이 귀여워가지고 이걸로 되게 힘을 내고 있어요, 지금. きましたお魚かな今日はでも今日はちょっと話さなければ落ち着いてるかなって感じだから話すとダメだねうとうとってしてなんか完全に寝てはいないんだけどその時間がすごい気持ちよかったです 何の話ここにいると楽しみがそんなことしかなくて声が全然出ないね一旦あんまり話さないようにしますあんにょんあアパアパアパめ 조금 힘들어 아빠 힘들어? 아빠 좀 힘들어 들어줘 오. 어, 아빠 너무 힘들어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알았지? 응. 약속 예. 어? 응?

아 재밌냐? 좋아? 너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비밀 그건 엄마한테 뭐 어떻게? 쉬. 왜? 하지마 응? 잘하면 내일쯤 퇴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께보다 어제 괜찮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괜찮아서 목표는 내일 퇴원 <laughs> 이거 먹어볼래? 메론빵 아빠 겁이 안 난다 잠깐 잠깐만 What? 아빠 먼저 줘야지 예의 없어? 그래 항상 아빠 먼저 주고 매요 매요 좋은 아침이다 응? 익숙해지고 있어 아빠 빨리 잡아 음 맛있다 좋아?

んと露伴がいろいろ持ってきてくれる感じ楽しみまあでもなんかちょっと微熱が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피검사를 해본대요 염증 수치를 볼 것 같아요 그걸로 괜찮으면 내일 퇴원하고 싶은데 나는 <laughs> 여러분 따뜻한 거 드세요 안녕 엄마 엄마 선물 뭐야 이거? 진짜? <laughs> 많이 사왔네. 루카의 긴급 수혈. 아빠. 엄마는? 집에서 먹자. 알았어. 집에서 같이 먹을까?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 집에서 같이 먹자. 아빠 가져. 약속. 가지 가져. 가서. <laughs> 어? 가서. <laughs> 복숭아 요구르 좋아? 복숭아 요구르 이거 뭐지? 이거 이거 그거 좀 닦구만? 大丈夫? 이리 가자 엄마 보고 싶었어 음. 고생한다 우리 유카도 내일 왔으면 좋겠는데 맞아 고생해 <laughs> これね持ってきてくれたこんなの食べれないけどでも大好きなシャインマスカット嬉しいありがとうすみちゃん露伴明日退院できるように頑張りますうん声がさ全然出ないよねこうあ <laughs> 最初の部分が出ない声の <laughs> 話すとダメだね 早くマジでのああまあでも良くなってるとは思いますみんなもゆっくり休んでね私もこれ食べて <laughs> 休みますじゃあ엄마한테패스그렇지마지막아니야그러면진짜또야몇시간을이거하는거야 엄마 안 할게. 진짜 맞지 마요? 약속해. 진짜 맞지 마. 오야스미. 4시쯤에 피 뽑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오전에 혈액 검사가 있어가지고 미리 뽑으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 자고 있는데 피 뽑을게요 <laughs> 하니까 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전날보다 많이 잤어요. 많이 잔 것 같아요. 그래도 살 것 같아요. 皆さんさっき先生来て、まあ、胸の音とか聞いて血液検査の結果でちょっとなんか白血球が高いんだけどでもあの今ステロイド剤使っててだから高いしちょっと微熱が出てるって判断して大丈夫かなってことだったので 本当はなんか明日か明後日退院できるかもねみたいな感じだ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お願いして「今日は無理ですか?」って言ったら「今日してみようか」って言って今日退院できることになりましたイエーイはあやっと外に出れるでも 完全に良くなったわけじゃないし薬でどうかっていうのも見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から一旦ちょっとお家で寝たいですね <laughs> よかったでも露伴をいっぱい抱っこしてあげたいと思いますすんちゃんもねなんか頑張ってるからほんとごめんでちょっとでも早く帰ってお手伝いできたらなと思いますあとどうなるか分かんないけど準備して 出ようと思いますみんなもありがとうたくさんメッセージ本当に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病院から出たら撮ります 그렇지 구석구석 어 거기 구석구석 잘해 봐봐 왜 이렇게 끝이지? 됐다 다 했어? 아빠 예뻐? 로한이는?